My friend. 반갑습니다. Good to see you again. 이런 데서 각하를 만나게 될줄 생각 못했습니다. I've never expected to meet you at this place. That's good. That's my honor. Would you like me to step across? 각하께서 한 발자국 건너시면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으시는 미국 대통령이 되십니다. If your excellency take a step forward, you will be the first U.S. president to cross the border. I'd be very proud to do that. Okay, let's do it. Come on. 여기 위에까지 올라가고